높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시야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내야 반포레미안 아이파크 52평 B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현관이고 자 현관에 있는 팬트리 신발장입니다 여기 닫으면 이제 전신 거울 나오고요 반대편에 이제 한 번 두 칸 정도 열어볼게요 자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부터 볼게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방이고 아 여기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첫 번째 방에는 오픈형 테라스가 있어요 높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시야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망도 볼 수 있고 밑에 조경 감상할 수 있고요 보이시죠? 나가서 두 번째 방을 살펴볼게요 두 번째 방에는 확장형이라 발권이 없고 옷장이 저기 있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자 옷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행거가 있고요 왼편에는 캔과 하나랑 이제 수납칸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부엌을 보시겠습니다 자 냉동고 있고요 그 옆에 김치 냉장고 있고요 가운데에다가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자리 있고요 열어볼게요 자,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밑에도 김치 냉장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전기 스토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쌀 냉장고 있어요 쌀 냉장고 있고 왼쪽에 보시면 오븐 그 다음에 가스 스토브 그다음에 후드 있고 여기 식기 건조기 살균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있고 싱크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TV 있고요 앞에는 환기시킬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들어가면 다용도실입니다 반대 안은 다 이게 있죠 가스 스토브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주방 있고 앞에도 환기시킬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세탁실로 이용할 수 있고 이쪽에는 에어컨 실외이 있고요 나가서 이제 거실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쇼파 놓는 자리죠 제가 서 있는 곳이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다음에 아트홀에다가 TV 설치하고 여기 입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어요 view 확보할 수 있으면서 안전도 확보하는 입면 분할창입니다 그리고 동강 간격 넓습니다 저 정도면 진짜 넓어요 되게 넓어요 그죠? 그리고 밑에 view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복도에 있는 pantry를 한번 볼게요 팬트리 앞에는 주방을 위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팬트리 수납 공간으로 신발장과 똑같은 구조 크기 정도입니다 식자재, 뭐 도구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벽면이 있죠 이제 액자 넣고 할 수 있는 벽면 있고 액자 등 있고 다음에 그 오른쪽 돌면 세 번째 방이 나와요 여기는 정말 built-in이죠. 그냥 built-in으로 이렇게 또 pantry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참 많아요 자 그 다음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나가서 화장실 보겠습니다 거울 뒷면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네,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네요 예,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번에는 이제 복도를 지나서 여기 아까 다 봤죠? 이제 안방이 나옵니다 네, 집주인분께서 국방 이장을 했어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거 위주로 쭉 되어 있고요 행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한한 칸은 칸칸칸칸으로 수납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위에 행거 있고요 건조기 나오고 바람 여기도 인면 분할창 되어 있고 대피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하고 안방 드레스룸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화장대입니다 화장대 옆으로는 이렇게 또 장이 있고 붙박이장 안에 칸이 이렇게 화장대를 위한 칸이 있고 옆으로도 칸이 설치되어 있고 위에는 화장대 등이 있고 뒤쪽으로 가시면 또 pantry가 이렇게 멋스럽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52평 B타입의 안방 화장실입니다 나무 소재도 고급스럽고요 그죠? 아까부터 계속 느꼈지만 그리고 여기 거품 나오는 욕조까지 있네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오른쪽은 욕조 진짜 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내야 52B타입 방 4개 화장실 두 개 구조 살펴보았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